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게 미비큐에서 황금 올리브 치킨을 준비했어요 아, 마실 거는 콜라, 무, 소스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Soma Putra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가족들한테 조금만 남겼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